비닐 먹으면 안 돼. 비닐을 먹지? 걔가풀 뜯어먹는 건 봤어도 또 비닐은 또 먹고 또 처음 보네. 비닐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? 네 이렇게 해서 아, 시공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?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상 전자일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